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락입니다 하이바 아, 자 오늘 도전은 솔직히 할까 말까 너무 쉬울 것 같아가지고 여기 방지턱이 있는데 이 방지턱을 자동차를 중립으로 나서밀 수 있느냐 이게 너무 쉬울 것 같아가지고 고민 중이지만 손님 불렀어요 이게 쉬운지 안 쉬운지 뭔지 알라면 일반인 시켜봐야 돼 안녕하세요 하이바 근데 제가 세븐이를 살짝 아까 밀어봤는데 네. 이거 그냥 밀어서 수원으로 보내버리겠습니다 여기 서산이거든요 <laughs> 자 우리 알바생이 안전을 위해서 브레이크 그 밟을 준비됐고요 그쵸? 오케이 3대 몇이죠? 3대 350자 350이 한번 세븐이랑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자. 세븐아 수원 가자! 자 <laughs> 밀어봅시다 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자어 밀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저기서 올라가는지 문제입니다 올라갑니까? 어! 자, 올라... <laughs>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언덕 올라가나 가자! 영수원 가스야! 아우!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에? 안 돼, 안 돼. 오케이, 멈춰주세요. 브레이크, 브레이크, 브레이크. 어느 정도예요? 난이도가 0에서 10이면 어느 정도예요? 8? 그렇게 팔, 어렵다고? 예, 네, 진짜. 딱 올라갈 때, 이 경사를 딱 접했을 때, 어. 그냥 브레이크 밟은 것 같아요. 신발 신고 저 도전해볼게요. 솔직히 엄청 쉬울, 쉬우면 노잼이라서 좀 어려우면 되네, 그치? 으, 으, 으. 어. 와, 아, 너무 쉽다. 대단하다. 야, 너무 쉽다. 근데 너무 쉬운 거 아닌가? 한 번 더, 한 번 더. 데려다 줄게. <laughs> 어, 잠깐만. 오, 어, 잠깐, 잠깐. 안 되네. 한다, 제대로 한다. 네. 형 이제 딥드라이 쓸게요, 여기서. 아이. 어, 휘끄러지. 어. 아. 야. 일 마력 쉽게 성공입니다. 그 등을 봤거든요. 등을 봤는데 말이 보였습니다. <laughs> 한번 더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아 근데 진짜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저. 오케이. 제가 하는 거 보고 어떻게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까? 아, 네 무조건 가능합니다. 자 알겠습니다. 자 준비 출발 자 범벅타 범퍼에 부족했고요 아!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출발 수원 가자 <laughs> <laughs> 형 들어와서 형 도우러 와서 개고생 <laughs> 자 그만해 어 수원 네가 가겠다 병원으로 알바생님 혹시 아, 도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? 아이 정도면은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<laughs> 어, 네. 네. 가볍게 제가 보여드리죠 아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아니 근데 진짜로 350과 600의 차이 아니겠습니까? 인정합니다 자 알바생님 예 350보단 잘하겠죠 공치 보세요 아 준비됐네 나는 말넌 소야 Let's go 자 준비됐으면 하겠어요 자 해도 됩니다 로시아 가자 가자 아! 어. 어? 네 어때요? 이렇 보니까 네. 모르실 것같아 이게 얼마나 힘든지 세븐이의 힘이 얼마나 되나 네. 여러분 지금까지 인력거 마랑이었습니다 도전은 계속된다 노바 노바 아자 아자